대지는 네. 하금일 신중주현무리 신전제 지장전 일일 무술에 음바라이미음 바라이미음 바라이미 항구 없지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수리 사바방 대회안이 신지로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들어 들어 진매 사바나무 사만다 김미 사바나무 사만다 헛다나무 음도로 늘어짐미 사바 개경계 놓고 깊은 묘한 몸문 소지덕성 하옵나니 진실하신 부처님 뜻 남김없이 하라지다 개법장이노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소유하신 관음보살마 설해광대하고 원만하사 자제롭고 여비하신데 나란 정하옵고 하는 법 랍니다 서원의 임광대하고 상호장어 마시니어 천손으로 보하고 전눈으로 알피시온 대자비로 저희 소원 이루시고 여의지라 멸하도 소원을 땅에 성중여 모두 함께 알피시오 가사없고 부처님법 그 친인이 몸예 광명깃발 내고 부처님법 그 친인 마음 모두 윤동 복간대 명진 번내 모두 유도 모리 이들이 관음 성께 귀맹세 아옴나니 원하는 바망 따라 옹치내게 하사이 다 나는 성께 신계 아옴나니 나는 성깨신기 아옵나니 지혜는 하루 속히 얻어지며 아는 성깨신기 아옵나니 일체 중생 하는 성깨이신기 아옵나니 좋은 방편어서 빨리 얻어지며 하는 성깨이신기 아옵나니 반야선에 어서 빨리 올라지며 하는 성깨이신기 아옵나니 한음성께의 신기하옵나니게 바람일 하루 빨리 얻어지며 관음성께의 신기하옵나니 원적산에 하루 빨리 올라지며 고향에 아루빨리 돌아가며 하는성이 신규하옵나니 법성 흉월 체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오산지오 양해 저희들이 와탕교 양에 가면 와탕교가 알되며 저희들이 육세계 양에 가면 욕세계 멸하노도 저희들이 아기세계 양에 가면 아기들이 배부르고 저희들이 라세계 양에 가면 아까만 저희들이 육생 세계 양에 가면 밝은 지에 열리 도서 관세 음보 삶아 설게 이신기 하나이다 이신기 하나이다 천수보살 마설게 이신기 하나이다 여이름보 삶아 설게 이신기 하나이다 여름보 삶아 설게 이신기 하나이다 이 신기한 나이다 정치보살마 살게 이 신기한 나이다만월보살마 살게 이 신기한 나이다월보설마 다리보살마 살게 이 신기한 나이다 십일면보살마 살게 이 신기한 나이다 대보살마 신기하나이다 본사이신 미타불게 신기하나 묘장도 된다라니 나무다 안나다라야 더 노몽을요 바로기제 바라야 모지어다바야마어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옴살바바이수라나라야 어, 다리다바이 마발야바로기제 바라바란 타나마리나야 모벌타이 사미 알발타 다남 슈바나에요 알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나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치카란지 아레마모 아리나야우로우로 얼마다야 다야 토르두루 면제 마미언제 아란다라린 나를 세바라 차라차라 마랑마다 아마라 물제에 로게 바라라미 사미나서 나게 오메 아사야오로로 마라오로 아래 반나바나바 사라자라 이리리오로로 모자 모자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로 안타마 아마이타야 바마이타야 바이타위 바라야 서보로 아따야 사바 자그라 욕다야 방 가슴 나네 무다나 사바 마라 우떠러요 방 제다른 나이 나야 사바 마그라 절마이 번너야 바나모라 너들을 여나모야 와루이 와라야 모지 이가야 온살바바의 수라나라야 서명 넘어 리더바이 마말야 와롱이제 버러 버러 안탄 아리나야 마발타 이삼이 얼발타다나 유바나영 얼바보다나 야야 타마로게 아로가 마지로 가지가란제 아레마 모제야 다마 마라 마라리나야 오마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면제 아라라리 나래 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마 알지에 로다리하란 타마살사남 바라리나야 마나바 따야 와말 따야 땅에 말라야 와라 타야 와라 목하신나 목하야 와 옥다야방 가슴난에 무다나여와 마라 छाय छेदारी नहर दयावा मगरादल माय बनाया न माया वरुगि जे बया मुझे सदवय माधवय मोर ओम सर्वभय सूरा नारा 마말야바롱이제 세바라 나발한 타나마 하리나야 마발타 이상이 얼발 아다나 유바나요 얼바보다나 바바마람이 준다간다냐 타오 마루게 아루가 마루가 지가란제 다바 마라 마라 하리나야 우롱우롱 알마 사다요 다요 도르도 다라다라린 너를 봐라 저라 저라 마라미 모자 모자 물지에 그게 봐라 나사야 나베 삼미 삼미 나사야 무아자라 미삼미 나사야 우루루 마라 우루 아래가 나아 아바 사라 사라 시디 시디 우루루 모자 모자 모자야 오다야 메다리야라 tệ sa no mô đô đi no yo mô no vô ai tê hà vô mai tê hà vô ai tê ma đầy 안타야 사바바라 모카싱아 라야 바마사 바 타이라 이체다 아린나이나야 바마그다 잘마이바 사나여바 나무라 나나라여 나무여바루비예가 사다바야 망아로니가야 옴살바바에서 나라나 사명 너머리 너바이마 करूँगी बरा बरा नमार नयम बल्थाई सर सर्वथा दाना विशुपनयो सर्वदानाम पापम हरमि सुन्दरम दन्यथ ओम आरोग्य हर अजिरोगजि गरंजे हरे माम अजय अदबम बराम बराम 법롱으로 알마 사다야 사다야 도릉도릉 연제 마음이 제아란나나 나린 내바라 자라 자라 마라니 마라 마라 말게 마라라 미섬이라서야 오로 마라오로 아래 판다바나바 사라사라 이리이리 루루 모자 모자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라 사남바라 하리나야 마나바 이따야바 마시따야바 이따야바라야바라 모신가 모카야 바바나마 따야바 자구로 따야바 강난 원다나야바 마라 타다라야바 바마란 타이 제다나 마그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나모다 한마자 말아야 무지어 뭐 너야마 이가야 옴살바바의 수라나 가다야 사명 나마리다 바이마 멀려와롱이제 바라 바란타나마리나야 다단남 슈바나에요 알바보다남 바바마람이 수다감다니 타 호마르게 아로가 마로가지가란데 마하모니 아다바 마라 마라리나야 우루 말사다야 다야 도로누로미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라자라마라미 마라마라물 제롱에 바라 미사미 나서야 나배우미 아미 나서야 하라 미사미 나서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래만나마 나가 살아 살아 시리 시리 서로로 어쩌 어쩌 못하여 못하여 아 마살사남 마라 하리나야 마나바 십다야 마이다야 마이다야 사바라 한타야 바하바라 가신나 목하야 사바바나마다야 바자그라 억다야 밤가슴나네 어다나야 사바마라 다다라야 바밤마산탄 제다 아린나이 나야바 마그라 할머니 번호여 서바나모라 안나다나야야 나마야 바로기제제 바라야 서바나모라 나나라 바로기제 바라야 서바나모라 나나라야 나모여 바로기제 바라 마동서나무 꽃마다 간매를 뿌리오니 온도량이 구석구석정결하거든 동서나무 꽃마다 간매를 뿌리오니 온 세계가 빠짐없이 청토되고 평화하늘량 걷고 정결하니 넘보철령 완진원 외훈이 자비가 오백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편진 치로 인하였고 흉고로워졌으니 심참에 하나에 다한데 어쩐시기 어짱 선멸 나사 없는 무승양불복 강왕 하변조불 재앙하야제 태고강화사 열정불 이력불 은강경강로몽의 삼불 강월점용료랑불 아니장마리고적불 무진양승양불 하자 만이장엄 주왕불예모장 많이성광불계 이심계하사 달성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투도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사음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방어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기어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양설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악도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탑배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심해중계이심 참회하나이다 참중계심 참해한 나의 백화천갑 싸운죄여 밀령간에 사라진 마른 불이불에 다진 남김없 멸전에 최자성 동공한 밤따라 일어나니 제 마음 성멸한 대업 또한 성멸한 그와 마음 함께 멸에 멸한 생각옹해지며 이르리라 거짓는 인시라 참회란에 참해지며 살바 못자모니 사다야 사바 마음열과 멋져보지 사다야 마음열과 멋져보지 하다 아마존재고잘 크신 공덕의 심으로 외우는 자의 세상에 모두 인재난 진동하지 못하리 본상이나 인간에서 무량옥도 박사온 여의주 만나는 이 예상의 범어들은 나무치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치구지 불모대 인재보살 나무치구지 불모대 인재보살 경복해지면 없나 없나 없나 모신기는 뭐 주름 주름 으리완생 보살본 신비며 육자대 왕진원 엄마니 반매요 엄마니 반매요 엄마니 반매요 윤재지는 나무 사단나 마사못다 어찌남다냐타옴 잘해주래 준제 사바모리옴 잘해주래 저희 들이 언제지나 내우고 버리신가 대원바라오 전정지의 원나 우리 항공도 성취한 옥덕으로 장엄한 중생 모두 성불하게 하옵소서라 십대 바로 문절들은 서막구를 여행보자 단지치가 소멸되길 이실마로 나나이다 저희들은 불법성을 섬기고자 너무 기정해야 수행 신바로나 너희도 너희들은 부처님 행 따르고자 원하오며 보리심에 안주하일 신바로나 너희도 너희들은 평생코자와 나오며 무량습을 챙겨나길 이신바라나 나이다 저희들은 야재롭게 의심 코자와나 모든 중생 기도하길 이신바라나 나이 발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 천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령된 건지리다 자성법문 배우리다 성북도 하론이 김영래 삼보 시방상주 부처님께 신기하나이 시방상주 법보님께 신기하나이 시방상주 승부님께 신기하나이다 시방상 부처님께 어, 신기하나이다 시방상 부니님께 이신기 하나이다 지방상주 성모님께 이신기 하나이 지방상주 부처님께 이신기 하나이다 지방상주 법보님께 이신기 하나이다 지방상주 성보님께 이신기 하나 아무 명교주 지장보 우설 남방화주 장보 살나무 태원본전 장보 살보 오천기는 나무 đi đi Dayan, Dayan, 만인 법 없는 법 팔만사천 가지가지 하나 청청 Bon 희망세계 항상대신 시민의식 여법보와 해제 문체보살 소연보살 하는보살 수장보살 정주전의 하나 있는 자 정하온 신공들 반대이라고 구하고 마누라 나오니 보시오 승누라사 한민아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시승한 예덕상장엄하 저희들의 정성 이신기명내 강가 울리목에 제가 이제 팔심하여 예배하오은 예수로 전상 나거나 와나니 오지고지 재상 생기 한역 따라 삼보이신 내려다 원함놈 시방세 모든 중생이 모두 함께 이신이명내 시방세 신이명내 시방세 신이명내 시방세 신이명내 열애공 청정지명의 교산 세 무삼사 천인사 신이 명내 인신이 명내 인신이 명내 인신이 명내 Allah. Bye. 신영래신영래신영래신영래신영래신영래신영래신영래 신영래 신영래 이명내 이명내 이명내 이명내 이명내 이명내 이명내 이명내 이명내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김명래 김명래 김명래 김명래 김명래 김명래 김명래 김명래 김명래 신명래 신명래 김명래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당신이 명네 이수명네이수명네이수명네이수명네이수명네이수명네이수명네이수명 이수명네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이명래 우리와 같은 모든 세계 재벌 세전 어느 때나 인생들과 함께 하시 저희들 이제 날 살펴 있어서 이 생으로야 생으로그만 생으로 가지가지 인재가 안에 없으니 다른 일을 시켜다 지켜도 하며 합전이나 삼부전을 갖춘 물건도 또신 양물을 아기도 하고 형님을 멈추길 좋아였고 뭐 해스론 야서지 기도하고 남인 노역제 좋아였고 해스론 야서지 기도하고 남인이는 십부선 좋아했으니 어떤 것은 지금의 생각에 남고 하지 말든지 인경우 네, 가보는 지가 있습 현재 아천별에서 떨어지는 자가 이지 성당 천인별에 이제를 함께 하신 잡을 세조는 저희들로 대장신 매부제 살펴주소서 제가 네, 저희들에게 나온 모든 성중에 성덕적 축세계목이 아닌 진일로부터 청정몸에 낳고 익히는 중생들 억제인 성근 공덕도 모를세 이 없는 근지의 모든 공덕도 일체 남김없이 버리도 외양 아홉대 제 신방과 공도 외향하되셔도 또한 제가 이제 문제상 참여하옵고 부처님을 충원공도 어렸어 아가미래 이제 부처님들의 시방 세계 다음난 영생들 하여 관련 모은도 시자가 이제 목숨 바치 하염없는 시방 세계 가운데 보다 연재 말고 말고 뭔가 말 같아서 여기 어려워 또무사랭 가운데 이 실력으로 널리 뭔가 자신성 몸을 놔둬 전쟁 영매지 세우천인 계셨건마다 많은 모살 모진 먹게 미를 또한 같이 부처님 엄마다 하려는 음성으서 오늘 생일 쳐다올 때까지 바뀌었던 간을 열었고 탈의 좋은 풍요 좋은 양녀오 산달이야 당가장 좋냐 희망담배 부처님께 군양하오며 뜬 간을 좋은 좋은 양들과 난 낚았으니 산에 높이로 모할지 넓고 크나오니 희망담배 부처님께 비밀이 스타크 보여 무사히 연정 모든 으로 지난 세상에가진 모든 나가 무실의 탐진 심화를 사금이 몸가마가뜻으로였습니다 중생과 성분영과 음악모여로 여성과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모서를 세단 등불과 장수를 이 없는 미한 몸만 살아시기를 강렬바로 들려하시며 찾진 겁을 세상의 에신부 저희도 외락도 가르쳐 주시기를 양한 복도 오래 시험문화 청양공덕 입도 자명원과 습니다. 호남노이 수승하오니 공덕이 여유없는 인밖에 향하다가 이치에도 이래도만 국밥이 것에 가는 걸삼모니가삼면의 옹덕바다를 치가시는 문유색 신하기로 천업장들 잘못 버티고 아법이 집착할 만견을 내던 생각 생각 큰 죄가 벗게 퍼져 문유해 빠져 허공개가 타고 동생 동생업이다 밤내다 안 넓고 그가 쌀량 없으셔야 돼 무대행 모연보살 나무대행 보현보사 나무대행 보현보 나무남방 화주 대원본 주장 주장 포사의 시장 주장 포사의 주장 보사의 주장 주장 보사의 주장 주장 보사의 주장 보사의 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不塞，一江 살기양 보지양보살 양살 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돌 지장보돌 지장보돌 지장보살 양보살 지장보살 양보지양보살 지장 杨采香，杨采香，杨伯采，杨伯采，杨伯采，杨伯采，杨伯采，杨伯采，杨。 江我菜，江我菜，江我菜，江菜呀。江我菜，江我菜，江我菜，江江我菜，江我菜，江我菜，江菜呀。我菜江菜呀。 秧，秧伯菜的秧伯菜，秧伯菜的秧伯菜，秧伯菜的秧伯菜，秧伯菜的秧伯菜，秧伯菜的秧伯菜，秧伯菜的秧伯菜， 江不采江，江不采江，采江，采江，采江不采，江不采，江不采，江不采，江不采江江江江不采，江不采，江不采，江不采，江不采，江不采。

江不水，江不水，江不水，江江不水，江不江不水，江江不水，江江不水，江江不水，江江不水，江江不江不水，江江江江江江江江江 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菜，江婆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菜，江江婆 吉江不菜吉江不菜吉江不菜吉江不赛，吉江。吉江不菜吉江不菜吉江不菜吉江不赛，吉江。吉江不菜吉江不菜吉江不菜吉江不赛，吉江。吉江不赛，吉江不赛，吉江不赛，吉江不赛，吉江。吉江不赛，吉江不赛，吉江不赛，吉江不赛。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chích giang bơ sai 江波菜，江波菜，江波菜，江，江波菜，江波菜，江波菜，江，江波菜，江波菜，江，江波菜，江波菜，江波菜，江，江波菜，江波菜，江波菜，江，江波菜，江波菜，江波菜，江。 江哥菜，的江哥菜，的江哥菜，的江，江哥菜，的江哥菜，的江哥菜，的江哥菜，的江，江哥赛的江哥菜，的江哥赛的江，江哥赛的江哥菜，的江哥赛的江，江哥赛的江哥菜，的江哥菜，的江，江哥赛的江哥菜，的江哥菜，的江。 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吉江波赛，吉江波赛，吉江波。 살지장 보살지 보살지장 보살면 정업짓는 놈 바다만이 다니온 바다만이 다니사다 온 바다만이 다니 지장대 성실요 항아사급설난진 경문천명양 이게 조건만 따라선 송중법 깨지는 나 없나 없나 없나 없나 없나 양시방주어 사연 양청정미몇보 삼승사과의 달성 원수 원수잡이나 회원님 언조 시장으로서 이 심정에 오영 영산 당시 수부 시대 덕수성 내리 전입에 대대하다 뿌량양이 60년 내 홍양 어간 농진 그바 역대 전등 제대조사 하나종사 일체 그대 일심정내 공영 시방 삼세 제마차의 황 일체 삼도 애자대 수창공양 명우 완공막 대중생 약할시 어, 공양진 너너마나 삼바바바라 오모마나 삼바바바 바바바라 오모양진 너는 삼바라 삼바람이 만나람 온삼바람 바람이 만나 사자 마저 그러버라옴 삼바람 만나 하자마야 하그라바라오 삼치지마 노마모카 뭐 팔바다라 사다야 시베우노 뭐 마모 팔바다라 사다야 시베우노 뭐 마모카 팔바다라 사다야 시베운 봉발기는 오모를 사야목해 사바하 나오모를 하 자야 목회사 뭐 찾으시면 해중 수강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는 분수 일고 희방 삼세 채망 중중무진 삼보자존 불사자비작 증명 수능여금차 지급정성금일기도 발언제자 해길지장기도 동참발언제자 각각 등 보체의 금일 아, 대강건 육군 정정 안과 태평 북기 영화 자선 장성복 도구조 생명장도 심조도고 뭐, 소망만사여 유원만용동기 대바른 직극 정성 금일기도 그, 발언공덕 자야 참 좋은 우리 절리로 법회계 동참 바른 제자 부처님 전에 생일 불공자 백일지자 기도자 특별기도자 갑 각각 등부채 부처님 오신 날의 육법 공양자 대중 공양자 등 인등 연등 공양자 각각 등부채에 이차 인연 공덕 참 좋은 노래들 정법 수호더량 말법 시대 중생구제 대도량에서 기도한 공덕으로 각기 통서 사방 출입제제 상봉 일경 불봉 제예 관제 구설 함제 팔란 사백사병일시 영이 소멸 참선자는 의단 통로하고 연불자는 삼매 연전하고 강경자는 내안동도하고 병고자는 즉득 개차하고 사업자는 사업 번창하고 진급자 등 시험자는 각종 시험에 무난히 합격지대 바로 지급정승 영가 천도바른 제자 49제 봉행자 49제 교제, 아. 천도제 봉행, 발언제자, 각각 등보기조 고조상, 상세, 선망, 대종, 친제 영습, 배냐매, 질송, 강, 열이, 열명, 영가, 조량 내동상, 동아, 유주, 무주, 운지, 곤, 지문, 재배, 일체, 애홍, 고혼, 불자 등 강, 열이, 열명, 영가, 한탈 삼계지고, 내 조생, 구품, 칠학방, 한모, 깨뿔 감동 간정 반야랑 화령깨우 원앙생 원앙생 왕생 나사군상생구 품년나 그 지대파론 연우원앙 사법계 무량불자 등동 유화장 장어 매동이 보리대 도랑 상봉가원 불모달랑 몽제불량강 면허멸무량 중재장 외뜸무량대지운동 무량 예정공 노봉계 예중 이모제불 막대 의대 상경무당 알바냐 너마 서가모니 불나무 서가모니 불나무 시아버니 서가모니 불나무 금강의 해상 불보 아무 토리외상 성 사무 홍어회상 연기도 진공기로는 살바반야 삼다 온살바반야 삼다살바반야사바 이타천정양운공 봉헌홍어 성중전 감찰개작은 간신 원수의 나 원수의 나 수잡이나이 심정내 공양 진먹게 허공계 하매상 상계역세 천 심정 동양 흰벗게 허공대 화엄의상 중계 팔부이심존내 동양 흰벗게 허공대 화엄의상 하결체 허법선식 어, 신중 자비요 노량실계수고 말보리 시작불서 장례간이 공양양신이 처영수 신공양 양공양 연양공양 등공양 연등공양 나공양 국민공양 유원 신장예강 노량불사자는 수차공양 부공양기는 호마나 삼바바 바바바라옴 금당신진넌 호모르니 사바옴 모르니 사바옴 대적대원 만다라니 계승행자 큰강보 석하와영 금강신 삼둔 넘어가영금팔비계지 박마고 독사영 남요신배 삼매와륜자조신 천마외도 금방양 문설신주대 보주 은중가주대의령 적성불사 무성도 배신들이 마바라 이길리만하세움 자가 나오 신목구리움 몸몸 바빠박빠바 사바움 비시원이 마바라니 만나세움 자가 나오 신목구리 몸몸 바빠박박바 사바움 비시원이 마바라니 미치미 해마니 미길미 만하세움 자간 오신무근이 몸몸 밥밥 밥밥 사다항마으로 나일금강 삼등강변 신등금강 반월 풍년 단상구방 남자강변 소연모변 소적기 역지천상공룡 기 소유일제 작제 상당문서 신제 공자홀 청하서설 가지병 사제보화대여 어외법중 황지인신몽원도 장역고 시주강복서제 엄마니 삼마니오마리 한나 하리 한나 오마리 한나 반나야 오마나야 오밥 나하다 온마타 온소만이 소만이 오마리 한나 하리 한나 오마리 한나 반나야 오마나야 오마만 바다 오마 다운 선만 선만이음 리언나 리언나 마리언나 바나양 마나양 바반반 음바타자 석천왕제공에 전하지부 체린나 하지부 체린나 미야 체린나 어서 체린나 아부다 체린나 구소 체린나 사바지로 하 체린나 제리나 미야 제리나 우소 제리나 부다 제리나 구소 제리나 사바 아지부 제리나 아지부 제리나 미야 제리나 우소 제리나 부다 제리나 구소 제리나 사바 십대 명양 분전진노노 로헐러듣다 짓다 반다 반다 하나나 미리제 온바오 호로호로 짓다 짓다 반다 반다 하나나 미리제 온바오 호로 됐다 됐다 반다 반다 하나하나 밀리게옴마석청팔구전 살바제반 다나리 사바 옴 살바제반 나 가나리 사바 옴 살바제반 나 가나리 사바 하늘선 소재 입장 나란 나무 사만다 못다 나마마나지야 나사 산란남다냐 다옴 다다다야 문마바라 하바라 하라바라 하라바라 짓다 짓다 찌릿찌릿 바다 바다 삼지가시리에 사바하나무 사만다 못따남 아바라지 하다사 산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홈문마바라 아바라 바다바라바다바라 짓다 짓다 찌릿찌릿 바다 바다 나무 사만다 못다나 뭐 마바라지야다 사산나 남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 뭐 마바라 아바라 바다 아바라 바라 바라 졌다 졌다 띠리띠리 바다바 던지다 시여 사바 대방 광골 화엄 여염수 모랄 약창계 나무 화장세계 해비모자 나중벌 인제를뿐 노산나 서가모니 제여대 과거 연재미래 세시방 제제대 전보나음 전범윤회 삼매 사적도 보현보살 세대중 직경장인 인중신 역경 신중불암신 흥신 조지신 반신조정신 화신 조가신 화신 조외신 구신 조화신 조통신 조홍신 조방신 조야신 조조신 아수 하루나왕인 나라 마우라가야 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방 을천자 일천자 중돌이 천야마 천왕도설천 화락천왕 타와천 대범 천왕광음천 민정천왕가천 대자제왕 불가사 오염물선대보살일 목병도 금강장 금강자크 그 금강예 광연덕크 수미당 그 대덕성문 사리자 급변 그 애각등 오바사 도바의 생전남령이 눈물랑 불고서 전전지힘 윤사리 철제에더그는 던져서 가에달려 해당 유삼이 봉우자조 승계번호자행여 성견자자 동작 부조구바 명지 박봉의장야모와 모연조강대강왕 부동우가 변행해 우바다와 장자인다 시자는 무장생사자 위신바섬 이선이랑어자인 관자요정체 천은중유신 마선보연주여신 보덕정광유여신 목한자용정체 소고등생묘 없신 육정음에 주야신 수월체 주야신 개보수와 주야신 대원정신 족구 매덕원 망고반 마야분 전주 광전우 동장 중에다 인승정고했다 월정자 무승군 채 정마람자 학생정자 자구나 일곱고달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자 아짜고태 운진냉 세비로자 나불 어련나장 세계 중화장음 재봉유원시방 홍제세계 역부여시 뭐 삼설봉 육명역사 급여상 일실력보일 대조묘음여대상 고현삼매세계상 화장세계노상 여러 명호 사성제 혁명각품 문명품 청년연수승리장승리정상 기찬포 달조명아신공동명모뽐물술려마 전공포 야마 전공기찬포 집행 범명모딘자 썰너들 전공포 돌전공기찬포 집배 양근 입집포 집정 집동 집인포 마승 집품 여수랴 보달 유첩일부사 열의 진상에 열애 숭덕 본보연행 하나 출세간 뿌이뽀게 신신만개 중경 삼진국 본만경 봉성자영 힘쓰지 처발인지 변정가 앉아여 휴도회 신명비로 전노 본래 방금불로 온겨 윤수고 살려천지 나무화장 세계에 이로자나 임법시 은재법노 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서 얼저에서 근본함 전법녀 애인 삼매해롭고 도연모살 기대중 자기 신중치 인족행 신중도량신 본신중주지신 단신중주림신 와신중주와신 와신중주외신 수신중주와신 주풍신중주공신 망신중주야신 주주신중화수라 가수라왕긴나라 마우랑아야차왕 제대용왕 구한다 건달방울천자 일천자중도리천 마천왕도설천 허락천왕다와천 대범천왕광음천 변정천왕광가천 대냐제왕불가선 보현문수대보사 법대웅도 금강자 금강자급 금강예 광염답급 수미다 대덕성문사리자 흡여비구 해각등 오바세장 오바이 선제동다 동남녀 기수모량불가선 헌정운전지시 문수사리체제 더군의 은순주승 미가의 탈려의당 사미보구사상 승열바라자행녀 성견자의 동자 부정우 마명주의상 법복의 장여보와무염주광대강마부동우마 변행에 오바라와 장자이 바야섬상스 사자분신바스미 비슬지라고서의 관자요정치 애천한준이신 바산바연유하신 부덕정강유하신 이목한잘중생신 보호중생묘역신 적정음해유하신 수호일체유하신 계모수화유하신 대원정인역구 묘동원망구반유 마야부인 천주강 병호동자중예강 연승경공의딸장 노일장자모세 승분 최적정 바라문적 생동자정력 미륵보살문소득 보현보 할민인줄 어차고 배진집내장수민호전합을 어련노장 세계 조화장엄대법류 시방호공제 세계 역부야지 상설법 응룡육사급여상 일시민일 역보인 세주명음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서 화장세계 노선화 열애명호 성제황명각봉명품 정행연수 수미정 수미정 단계 참품 다합정어맹품 바슝동명보품 불슬야마천공품 야마천공개참품 십번품명모진장 불설저설천공품 서울 천공계 참포 십배안거 십지포 십장십도 십인포 아승지품 여소량 부달점을 모사 열애신 상해품 열애수홍덕품 보현행금 열애춤 이세간포 입법대 시위신만개 성경 삼신구포 엄만교 풍성차전 신수지 바이수시변정과 안자시국토의 김영빈호전나 불반동불로 옮겨운주 모살려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노전나 진법신조입법노사나 여가문니 요래 가고현자미래 대방일체에서 음보나음 전범 요래 인삼매렵고 모연보달제대죠 즉흥강의 인종신 복갱이 흰노랑신 똥흰종료내신 따흰종료냄신 좌신종료가신 좌흰종료외신 두흰종료화신 즉흥흰종종신 왕신종료야신 주조인종하노라 가로라 왕인나라 마오라가야차왕 그래용한고반다 은다라 오천 오천자중노리천 야마천왕으로천 라천왕 나와천 대범천왕 강음천 은장천왕 가천 대자전왕 물가천 오살복병동공동공적건강동 관념다 끝동니다대덕동문사리자동여병후해동등우바세동 우바이 음동정남녀이동무랑불가동 음정음정 동제시문수동리 제제일 동원동 은음주수 동가에떨려동도 유덤이 동다승렬마동자 행여 성동자제 웅자 동조구바명동사 목포의 동여부와무동증 대가 우동과 면행에 우동라 자비신 버스밀 미소지로산 한자여롱 지차란 유신 마담반 주하신 모독 강장 유신 목한자 이정신 모고 등생 모독신 적정을 매주하신 울자구하신데 무누하주하신데 원정인 좋고 노동은 많구만 아야군 전주방면은 가중에 가행 승경구 애탈차 모여야 모든 제적정 바람은 자세 노여동냐 미보 살면서 등보여 모 삶을 인주 잡아병인 내 안세비로잖아 어른화장 세계 해조화장음 대범용 시다온게 세계 고여지 산살 육육역상의며 삼일시밀일력보일 세주묘음열의 상보연 삼매세계 양세계 너 사자열의 명을 흥대 명덕봉덕 영양의 누미정 누미정 당기 참법 다일점의 범발 신공동 명모 범벌세 야마천국 야마천국의 참품 십행품 명모인장 벌들들 천국품 너들 천국의 참 십계양도 십계포 입장입도 십인포 아등지품녀 서량보다 유첩일보스 열의 십진 상해품 열의 수홍덕품 보여낸 금열의 주의 세란품 법계 실신명예등 안정법부 만조 빈정자행조제 저마이셔 변정 안정육퇴시명비도 차나불 마하반야 바람밀따신경관자재고자령신반야밀따신경견론 개동도 일체공의 사리자 석돌이 공공보리의 육대시 공동도시 설상시 그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백성들 백선양 미촉도 무한계 내지 무지께 가해 무가해 고무유건 벌리 천둥은 삼경유간 삼세지불유간 여바다니 따고 허지반야 파자니 따시대신주유대 명주유무상주신무공중주무제 최고의 나제 파다제 마라 승나제 모제 사바 어째 파다 승나제 모제 사바 한다 파다 승나제 모제 사바 하보 양진놈 한바다 한바다 나나나나자 한바다 이만나 한다 모조 두라마다 우몽 산다라 작은 다마나오 대원 원성치기 나노 마모칼바다라다야 시대홈 마모칼바다라다야 시대홈 마모칼바다라야다야 오모도로 사야먹게 사바 모도로 사야먹게 사바 모도로 사야먹게 나무 금강 회상 화음 성주 화 성주 한성 한성 汉僧，汉僧，汉僧，汉僧，汉僧，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汉僧，汉僧兵。 汉生中汉，汉生中汉，汉生中汉，汉生中汉，汉生中汉，汉生中汉，汉生中汉，汉生中汉。 한승경 한승경 한승경 한승경 한승경 한승경 한승경 한승경한승경 한승경 다음 성교 다음 성 성경만 성경만 다음 성교 다음 성교 다 성교 다 성교 다 성교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항상도 항상 항상도 항상 항상도 항상도 항상도 항상도 항상도 항상도 항상도

함성령 함성령 함성령 함성령 함성령 함성령 함성 함성주 함성주 홍주 함성주 해감명 사진살연지 민중생여적 시구하군 항구 초삼일 하엄 성중님 전에 기도 발언 공덕자 금일 참 좋은 우리 절 신중님 전 기도 발언 제자 사업 번창 파론 제자 생일 불공자야 초삼일 신중님 전 기도 마론 제자 불사동 참자 부처님 모신 날 대중 공양자 육법 공양자 등 각각 등 불체의 차인연 공덕으로 화엄성중님 전 가오지 묘력으로 사대강건 육군 정정강과 대평 보기영화 자동찬선 복덕구조 설명약도 심중도구 선망만사 여유원만여통진대 말원 금일 참좋은 누리절 초하루에서 초삼일 신중님 전에 정성발언 공덕으로 금일 기도동참 발언자여 생일 불공자 육법 공양자 대주 공양자 특별 기도자 각각 등보채 이차인용 공동으로동 서사박 조립제자 상봉길이령불공제 관제구설 삼재팔년 사백사병 일시영 소멸 잠선자, 의단, 농노, 연불자, 삼매연자, 강경자, 해안독도, 병고자, 즉득계자, 사업자, 사업원장, 학업자, 학업성취, 진급자, 원반증, 입시자 등 시험자, 심중소고, 소망만사의 원반증, 도지대 발언, 지극정성, 영가천도, 발언제자, 상세선망대중 진재영수 배자매 집승강렬 열명령감 탈상제 직원의 여성구 품질학방 형무제벌 감노관 요만야랑 요하령교 원항생 원항생 왕생극락 상품 상생 품연화 지대 발원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 불자등 동유화장 장엄회 동이뿌리 대도량 상봉가원 불보산 항몽제벌 대가면 서물무량 중재장 획득무량 대전 성부상 계정가 감도법계 지중생 이보제벌 막대 세세상행보살 도구경원선 살반냐 나무나 나무서 가모니 불 나무서 가모니 불 나무시아본사